여기 사과 한 알이 있습니다. 이 사과는 진짜 사과일까요? 한 알의 사과를 완성하기 위해 100번을 그리고 또 그렸습니다. 1000번을 보고 또 봤습니다. 그래서 나온 사과 한 알. 바로 현대미술의 시작을 알린 포유세잔의 사과입니다. 나는 한순간의 네가 아닌 진짜 너를 보고 싶다. 사과가 가진 모든 빛, 형태, 색채, 그리고 지나간 순간까지 담고 싶었던 폴세자는 지금까지의 법칙을 깬 새로운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먼저 과감히 시점을 파괴합니다. 색채는 더욱더 풍부하게 윤곽선도 없앱니다. 그렇게 테두리를 벗어난 그림은 2차원 평면에서 역동적으로 살아 움직입니다. 폴세잔의 법칙은 생트 빅투아르 산과 대수욕도에서 완성됩니다. 훗날의 그림들은 각각 마티스와 피카소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가 평생의 투쟁 끝에 그려낸 사과 한 알은 인상주의 미술의 구성적인 질서를 더하고 현대 추상주의와 입체파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피카소는 말합니다. 세자는 나의 유일한 스승이다. 세자는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다. 사과 하나로 모더니즘의 시작을 알리나가 현대 미술의 아버지 폴 세잔입니다.